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탈한 거 같은데. 어디서? 엄마 얼굴 찍지 말야. 제시, 일어나봐요. 제시. 영아, <laughs> 제시 죽었나봐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. 숙이 후련했냐?